안녕하세요 블라인퍼 제이드입니다. 오늘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웨이브 코인, 웨이브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 러시아 버거킹에서 와퍼 코인을 웨이브 플랫폼에서 발행을 해가지고 제가 트위터에서 보고 이 버거 코인은 뭐야? <laughs>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사에서 보면은 웨이브 플랫폼이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라고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 러시아의 이더리움? 진짜? 흠, 인트레스팅.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웨이브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일단 DEX가 있어요. decentralized exchange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잖아요. BCS나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건데 뭐 지금 업비트랑 바이낸스, 비트피닉스 아니면은 오미세고, 스텔라루멘 등등 뭐 암호화폐까지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탈중앙화 거래소를 만들고 있잖아요. 저도 탈중앙화 거래소 사용하기 쉬운 거 나오면 진짜 바로 갈아탈 건데 근데 웨이브는 그냥 단순한 거래소가 아니고요. 진짜 왜 뭐가 특별해서 러시아에 이더리움이라고 불리는 거지? 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일단은 코인이 발행이 돼요. 버거코인처럼. <laughs> 이 웨이브가 그리고 지금 smart contract을 준비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이더리움이나 이오스처럼 플랫폼이 될 거라는 건데 웨이브가 다른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존한 토큰이 아니고 자체 플랫폼이고 여기에서 코인 발행이 가능하고 이제 심지어 스마트 컨트롤 기능도 추가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로드맵을 보면은 난트리 스마트 컨트랙을 2018년 그 1분기에 추가를 할 거래요. 진짜 곧이죠. 한 4일 뒤면은 testnet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바일 앱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업데이트를 할 거고 하드웨어 지갑에 어토믹 수학까지 가능해질 거고 이번에 말에 Turing complete smart contract까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근데 non-Turing일 때도 이더리움 smart contract 기능에 95%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Turing이 완전히 complete 되면은 이더리움이랑 동일한 기능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기능은 동일한데 이더리움처럼 뭐 가스비가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래요. transaction 수수료랑 동일하게 1센트 정도밖에 소요가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완성이 되면 아마 유명해질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웨이브 smart contract을 좀 더 보니까 일단 multi signature 원래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 계정을 한 명만 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 한 계정을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계정에 과반수 이상의 사람이 결제를 시그니처 이렇게 동의를 해줘야 거래가 가능하다는 기능. 그래서 보안에 좋을 거고 뭐 기업이 사용하기에도 좋을 거고 아니면 뭐 계모임 같은데 사용해도 좋을 것 같긴 하고 이거 어토믹 수학 뭐 다른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랑 자동 교환을 해주는 건데 저는 atomic swap하면 지금 이오스밖에 생각이 안 나요. <laughs> 머리에 이오스밖에 없어요. <laughs> 아니 바이낸스 atomic swap을 사용할까 말까 어떡하지 이거 팔아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어서 그래서 웨이브 위에서 플랫폼 ICO를 진행을 하면 뭐 이오스처럼 토큰에서 코인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토큰 freeze 기능인데 예를 들면은 토큰을 구매를 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토큰을 팔거나 다른 데로 전송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예 토큰을 얼려버리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그리고 네 번째는 디센 c e 라이즈앱 l 해서 DM이나 덱을 만들 수 있다. Turing complete smart contract이 완성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진짜 많은 DApp들이 웨이브 위에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 플랫폼의 탄생이면서 러시아의 이더리움이다 라고 불리는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지금도 버거킹처럼 누구나 토큰을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 발행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게 너무 쉽더라고요 진짜 조금 과장하면은 1분에서 2분이면 <laughs> 발행이 가능하겠더라고요 돈도 1웨이브밖에 안 되고 그래서 너도 나도 발행을 많이 해서 이미 만개 가까운 다양한 토큰 종류가 웨이브를 통해서 발행이 됐고 그 가치가 10억 달러래요 <laughs> 말이 되나? 뭐 거짓말은 아니겠죠. <laughs> 블록인포 암호화폐나 만들어볼까요? 만들면 사실 건가요? 아무도 안 살 것 같은데. 일단 자체 토큰 발행이 이렇게나 쉽게 많은 사람들한테 가능해지면 무슨 장점이 있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킥스타터 아시죠? 아니면 와디즈?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크라우드 펀딩 하는 게 이제 블록체인에서 중개자 없이 쉽게 가능해진다는 거죠. 와디즈나 킥스타터를 통해서 하면은 와디즈랑 킥스타터의 수수료를 일정 뭐 몇 퍼센트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토큰만 발행해서 수수료 없이 중개자 없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런 데도 투자할 수 있죠. 우리 이런 영화 얘랑 제작하는데 투자할래? 이런 거죠. 저는 데드풀 나오면 투자하려고요. 데드풀 너무 좋아해서. 데드풀2 나왔는데 보러 가려고요. <laughs>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토큰으로 간단하게 거래할 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이런 투자 말고도 사실 토큰 발행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많은 게 카카오에 여러분 이모티콘 살 수 있는 초코 아시죠? 그런 것처럼 아니면 네이버에 웹툰 볼 수 있는 쿠키 이런 거 앱에서 사용하는 특정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화폐를 만들어서 어, 또 쓰거나 아니면 투표 시스템으로 쓸 수도 있고 로얄티나 디스카운트 시스템으로 쓸수도 있고 포인트로 쓸 수도 있고 여러 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한 탈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이면서 지갑 기능도 동시에 있고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 기능도 곧 가능한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타 플랫폼에 가보면요. 블록체인과 시작하기, 지갑, 분산화 거래소, 아니면 토큰발에 시작하기 뭐 이런 거 누르면은 아바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제가 만들어서 비밀번호 해서 시키는 대로 다하면서 만들면은 이게 나와요. 거래소에서 지금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 몇 개 말고는 이렇다 할 만한 코인들은 아직 많이 없어요. 그리고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고 나서 저희가 사실 지갑에 옮겨 놓는 게 안전하긴 한데 진짜 귀찮고 돈도 들고 그래서 안 옮기잖아요. 근데 웨이브는 덱스라서 사실 해킹당할 일도 없을 거고 제 자산이 거래소가 아니고 얘네 지갑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갑에 보관이 된다고 하니까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얘네가 지갑이 있다고 해서 이제 지갑이 암호화폐만 보관되는 게 아니고 기축통화도 보관이 된다고 하거든요. 달러랑 유로는 이미 되고 있고 뭐 다른 것도 추가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앱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앱에서도 지갑이랑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체 토큰도 여기에서 보시면 1웨이브만 지불을 하면 발행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토큰 발행은 쉬운데 노드 구성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대요. 단점은 뭐 당연히 있겠죠. 없으면 진짜 너무 무분별한 토큰 발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항상 뭐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웨이브가 지금 얼만데 라고 했을 때 웨이브는 2016년에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40위까지 밀려났는데 한때는 이게 11위였던 적도 있거든요. 저는 예전부터 알고는 있는 코인이었는데 이런 기능을 가진 웨이브가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이 플랫폼이 왜 계속 랭킹에서 떨어지 이어지느냐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음, 최근 2년간 많은 좋은 프로젝트들이 쉴 새 없이 나와가지고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쟁쟁한 프로젝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도 사실 11위에서 41위로 떨어지기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상하리만큼 진짜 인기가 없어요. 사람들이 진짜 잘 모르고 유튜브나 구글에 검색을 해봐도 자료도 많이 없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 트위터나 텔레그램은 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거는 팔로워를 상관가? 그건 또 제가 어떻게 체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진짜 뭐 사용하기도 되게 쉽고 한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을까? 인기가 없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스캠인 건가? 해서 찾아봐도 딱히 이렇다 할 만한 스캠을 증명해줄 글도 딱히 없어요. 물론 제가 모든 글을 <laughs> 읽어본 건 아닌데 몇개 이렇게 제일 위에 뜨는 거 읽어봐도 이런 걸로 스캠이라고 할 수 있나? 10분 정도의 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큰 단점 중에 하나인데 이유는 뭐 그냥 n 네 프로젝트가 매력이 그만큼 없다는 걸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코인 발행만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누구나 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또 smart contract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 넣어서 또 개발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일단 스마트 컨트롤 기능이 만약에 돼서 웨이브 플랫폼이 어떻게 활용이 될지 진짜 상당히 좀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 물론 진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고요. 여러분 제가 진짜 정말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웨이브가 시총에 비해서는 정보가 사실 많이 부족한데 제가 자료 조사를 하면서 도움됐던 링크들은 다 남겨둘 테니까요. 댓글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 관심 있으셔서 투자하고 싶으시면 꼭 조사를 더 해보시고 <laughs>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또 봬요. 안녕.